안녕. 안녕. 음. 오늘은 조성진 피아니스트 리사이틀이 있는 날이라서 루카스랑 같이 요코하마를 갈 거예요. 보육시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미리 예약해놨거든요. 제가 음악회를 보는 동안에 루카스는 거기서 선생님하고 같이 놀 거예요. 여기 와본 데 있는데? 와본 적 있는데? 와본 적 있어 다른 데 없대 알잖아 수고! 요 멜로노. 시요. 진짜네. 이거 좀 그때 시다 오는 데. 루카스는 보육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육실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재미있었어? 루카스 데리러 갔더니 뭐하고 놀았는지 그리고 화장실은 몇 번 갔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써가지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신주쿠에서 공연이 있어서 그거 보러 왔어요 지금 오페라시티에 도착해서 친한 언니들이랑 간단하게 저녁 먹고 이제 공연 보러 올라가려고요 お預かりでよろしいですかポケットの中に商品の壊れ物ございますはいよろしくお 오래간만에 시노쿠보에 왔어요. 1번 후라이드는 없네 시노쿠보 역 앞에 엽기 떡볶이를 사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생각나? 어. 저번에 왔었지? 응. 우리 둘이. 한국 슈퍼에서 약과 샀어요 루카스가 약과를 좋아해서 집에 가면서 약과를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루카스봐봐이게우리나라노래야잘들어봐南北の融和を象徴しています。市の南北合同チーム。

잘 모르겠어? 그거는 슬픈 기분이 아니고 루카스가 너무 감동받아서 그런 거야. 뭉클한 기분이라고 하는 거야.